와, 이 노래 진짜 재밌는데? 이제껏 봤던 뮤직비디오는 또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 있는 영상은 처음이죠 누어밴드의 추행꺼이 채널 변경 우리 채널은 구독 예 솔직히 우리가 되게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영상을 소개를 했는데 아 재밌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베트남어를 배울 생각 할 거라고 자 우선 음악을 들어봅시다 처음 듣자마자 딱 생각나는 건 그 모던 록 있잖아요 그 빠르지 않은 템포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4개의 코드가 짠짠짠짠 하고 진행하는 그런 노래가 제가 베트남에서 살았을 때 라이브 카페를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모던 록을 아니 다들 라이브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밴드 음악이 많이 발전한 V-pop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서야 밴드를 소개하게 됐네요 노래가 좋아요 따라 부르기 쉽고 기교가 많지도 않고 모던 록의 장점이죠 그 코드가 반복적이라서 떼창이 쉬운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밌어요 우선 화면 구성이 16대 9가 아니라 4대 2란 말이에요 이런 VTR 색감 그리고 펑퍼짐한 정장 의상들 레트로 감성 너무 좋아 끝 그 수많은 TV를 보고 있는 그 가수 노엇이 채널 안에 비춰져 있는 많은 삶들을 들여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뭔 뜻인지 모르잖아 임디 똑같은 인생, 반복되는 인생에 대한 고통, 아픔, 지루함 뭐 이런 것들에 지쳤다면 채널 변경하듯이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는 내용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? <laughs> 그뜻 아닐걸? MD 진짜 많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를 몰라서 너무 아쉬워요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아, 나로서는 아주 재밌는 노래인데 발매된 지가 좀 오래돼서 이제서야 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노래를 추천해 저희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명한 곡도 좋지만 이런 인디 음악적인 노래도 꼭 리뷰를 하고 싶어요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전 이만 딴비엣 그 장면 재밌더라 그 뉴스에서 화면 딱 가르치면서 말하는 거 아랑 이렇게 하나? 랑내 떠이람